不下。 루시야 무서워? <laughs> 니네 뭐해? <laughs> 몇 살이에요? 애기죠 완전? 얘는 애기예요. 네. 진짜 애기 같다 너무 예뻐 어, 근데 되게 사교성이 좋다 <laughs> 애긴데 일부러 산책 많이 시키려고. 아이고 따라갈 수가 없어. 끝나가지고. 아 이제 끝났구나. 네. 아이고 고생했네 이게.